아, 서울 좋아해. 아, 수도. capital city. 네. 아, 몇 살이에요? international age 물어보시는 건가? 아니면 한국 나이? 한국 나이? 한국 나이로 16? 인터내셔널은 아마 15? 16? 열... 왜 그래? 16살? 15살? 어떻게? Like, international age 15 and Korean age 16. That's all. Plus, plus two? No, maybe one or two, but I think my age is 15 in there. Mm. Araso, araso. Mm. Mm-hmm. uh, ah. Irami, mau nikah? Emily. Emily? Mm-hmm. International? -hmm. Internasional? Hanguk Ireman? Hanguk Ireman? 한- 한국 이름? 은하. 은하. 언나? 음, 음, 은하. 김 언나? Yeah, it's like a, like un, and maybe this pronunciation is difficult to kayo 문자 foreigner like 문자해 어 메시지해 like 한- 한글, Korean 한글 한글. I, I can read 한글 It, this pronunciation is a little bit di- 언나 difficult. Un, 아, 앞으로 앞으로 김밥 김밥 Ah ah. It's a little bit different. Uh, difficult. Yeah. 누 언나 누 언나 No, yeah. So no that's 언나. why I using English name to foreigner because my name's pronunciation is pretty difficult. 여, 영어 잘해요 영어 I 잘 I'm not re- I'm not learning about English like speaking 어, 하, 저 as 한국- young like 저, elementary fifth. 저 한국말을 어, 배우고 싶어요 아 한국말. 네 Just tell me what. Yeah, just tell me 아, everything. I can teach. <laughs> I'm good at Korean. 나, 나, 나 <laughs> 생각해 You good Korean, you Korean people <laughs> yeah. You're good at English too. Wait. j 뭔데? j o s e o n is not really j o s good word. j i t just like that's a little bit racist. 중국, 중국 사람, 코리안 사람. 조선족, 조선족, 조선족. 다음, 다 Pardon? Can you tell me again? 조선족 Yeah, that you are like you have a question about 아빠 조선족 Joseonjuk's 네 아, meaning. 조선족 조선족 It What's that? looks like a little bit racist meaning usually. 음 and like they're Korean. No, 네. no, no. They're ah, 코리안 no, no, no. Maybe, 한국, maybe 중국? they are 한국, 중국? Chinese, 어? Chinese, but they are working in here, and they are like both, and Chinese hate them, and Korean hate them. 아 Like 반반 middle in part, 반반 not not 반반, not not half. 그러면은 It looks like weird, like. 한국인 중국인인데 아.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 중국 사람 중국이랑 한국의 사이에 살아. 사이, 아. like middle, like Okay, okay. usually, 음, 음. or they work usually work bad thing like 아. illegal thing. 그러면은 조선족 한국말은 조선족 음, But that meaning is like 약간 차별적인 racist한 발언이라서 안 쓰는 게 좋아요. 음. Who teach that? 와 당신 예쁜데 Thank you. 아, 머, 머리카락 제일 이뻐 머리카락 길어 아, 감사합니다 자를까 했는데 자르지 말까? 아 잘라지 마세요 잘라 길어 또 예뻐 길어 너무 예뻐 길어 Thank you 이만큼 일어나 이만큼 길어 너무 예뻐 No no no Only here. Only here because it's whole too drying. Like 아 등 위로 because you 등 위로 follow. 가는데 이렇게 등 위로 가는데 아, 아. 일어나 일어나 Oh, 와 진짜 예뻐 but like I'm sh- now straight, but usually I'm. I usually hang out with my friend. I just call, oh. make color like color? not like this way. Make color like this so that mm. look a bit shorter than this one. Color uh, Sekari Hajimasu. Black is good, very good. Black. Uh, I like like dyeing you. Mm. Like color dyeing, right? Uh. I like black. 아,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I just staying at home and I just going to 노래방, like 노래방? yeah, 노래방. 노래? 아, 정말 Just my hobby. 정맞은 것처럼 Oh, 정신이 너무 right, right, right. That one.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I think your pronunciation <laughs> is pretty good, really. 잠깐만 하자 그대가 생각이 나도 그대가 보고 싶어도 그대가 그리워 Me too 어, 노래 한국 노래 좋아 좋아해 재밌어요 야나래 노래 like, yeah. 야나래 like 어, Um, 백지영 노래 백지영 노래. 백지영 제일 좋아해 어, 노래 어, 백지영. voice is good 원탑, 원탑. 음. 백지영 and then 장윤전 <laughs> I think your like music style is a little bit odd. <laughs> 아 all all all music 어, 그래요 어, I like like new trending Like- music. I don't know why, but <laughs> 어, like trending in TikTok or Instagram, whatever. 음. But I quit it. 야네 야나래 노- 노래 재밌어요 장윤전 어디서 나나나 나 기다리셔요 당신은 기다리셔요 음. 한국 가봤어요 왜 한국말 Ah, no. 음, 아, 왜 한국 어때요? 알아요? 이 나라에 한국 가봤어요. 아, 안, 안산 <laughs> 그리고 대구, 어, 구미, 대전, 어, 전안산 서울 서울 아 서울 가봤어요. 다섯 다섯 공장 일했어요. 오 음. 뭐가 제일 맛있어요 한국? 아 제일 맛있어? 방자 음식? 음, 음, 음식. 어, 육개장, 설렁탕, 육개장? 땅, 후라이 치킨, 양념 치킨. 제일 맛있는 거. How about like spicy things? 스파이스, Mm, mm, like spicy things. 스파이스? 아, I don't know. <laughs> Like spicy. 스파이시? 떡볶이 or whatever. 아 떡볶이 좋아해 떡볶이 wait 잠시만요 like really. I have I have 사진 picture Mhm. 어, 떡볶이 떡볶이 Like I have a little friend of friends like me. They usually like to eat samyang. Oh, nice. It looks like like local tteokbokki and Yeah. like in 그래요. Korea thing you usually eat like 엽기 tteokbokki or more spicy thing. 한국 나 보고 싶은데 응? Samsung. Wow. Samsung yo. Ice skating hebat sih, ice sling. Ice in like Tamsil. Aninde, deh, uh, Lotte word. Mm-hmm, that is Tamsil in Jamshil. Oh Jamsil, Lotte word tuh Jamsil is ya? Mm. Like I want to tell that city name and that's my home ground. 어딘데 이거? Not there. In Lotte World. 어, 용병 박 That's my home ground. 음, 용평 워터파크, 오케이. 피크 아일랜드. <laughs> 박스 한국 I'm good at Korean. <laughs> I'm pretty good at 한국 너무 보고 싶, Korean. 한국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너무 Wow. 너무 너무 보고 싶어. 아, maybe uh, someday I want going to Korean again. Or like just ask me any Korean. I can teach you. What's that? Yes, teach me. I I I, I know that in here it's hard to meet Uh. like normal people like in here they are unusual and they are not teach Korean. I heard about other people. 왜 한국말 They 알아요? usually skipped. 아, 지, 아 7년 7년 동안 아, 한국 일에서 아 그러면은 잘하셨네요. 한국말 조금만 알아요. 음. 한국어는 욕이 찰져요. 욕이 like bad word is really. <laughs> 만화? I go 만화? other country. 만화로? You Mhm, will like you? 많기도 하고 음. 아, like 욕 욕 like bad word in here is really bad word? strong. I want to say. Bad Mm-mm, word? bad word bad like word 알아요. mm-mm. Wait, 잠시만. Like like 야 씨발 개새끼 그래 맞아? right because I want to say 응. um 그런 거 I 그런 거 heard 그런 거 말해 하지 마세요. that 하. I went 아, to airport in other country and they are foreigner and like they look Filipino or 네. mhm, they are Filipino because their carrier has a Philippine mark. They just talk and suddenly they say ah 씨발 <laughs> and we laughed. 그래 그래. Like 어 씨- 씨발 개새끼. 어. Because, like, English uh, bad word is not really strong. Yeah. It's just like, yeah. fuck you, and it's like a little bit cute to us. Eh, oh, Keseki is <laughs> very little strong. Cute. Keseki is very strong. Keseki is yeah, very strong. Like, from here, uh. <laughs> from here. <laughs> like this. and like I just 한국 I think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 사, 사장님 얘기해 말해 나 이렇게 <laughs> 야, 씨발, 왜 분량 많이 나왔잖아 아 <laughs> like I want to say like like fuck you or whatever like 음. that looks like fuck you fuck you like Fuck that you. but Uh. Seaver Seaver like that 씨발 <laughs> So that's why. Mm Nato Siro Uh, mare. maybe you want someday you wanna going to Indonesia? May um I don't have a plan in there. You don't but have plans? I just mm-hmm. I just want to traveling in the where in Europe because 아 유럽 아, yeah 음. I have a I just yeah I, I want going to Korea. 진짜 너무 보고 싶어. 아, 눈 come here 음. 같이 갈래? 니가면서 매는 그 <laughs>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왜, 잘하더라죠 잠, 잠시만요 왜 한국 왜 한국 남자는 아 무슨 얘기 아, 나 생각해 기억해 아, 역, 역 앞으로 어, 신세계 앞으로 어, 학생 학생 학생 사람. Tell me, tell me English. English? Tell me English. I, I don't know English. 어, 한국 남자들은 아 형님 어, 담배 사주세요. 왜 그렇게? 담배. 아왜 담배 안 팔아? 안 사? 왜 그래? 담배. 형님 담배 사. 한국 사람은 어, 학생 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I don't know. 어, 형님 담배 사주세요 왜? 아 because in here we cannot buy the cannot buy? Why? 담배. Why? 스몰 스, 스몰 살 아니면 안 팔아? Mm-mm. You're not adult, so that's why.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Someone tell to you? 그 사람이 많아요 미친 거 아니야? 응?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어 담배 형님 담배 사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So you you buy? No, <laughs> you buy I and don't give to know. 아, 아저씨는 안 팔아? 아, 담배? Mm-mm. 여자는 담배 피워? 넌 담배 피워? 네. 넌 담배 피워? I'm a student. Good, very good. 담배 피우지 마세요. Mm-mm. 아, 여기 네. 어 뭔데? 아파요? 어, 배? 배? 폐, 폐. 아, 배 아파요. 어, Mm-mm. very good. 담배 피우지 마. Have a good day. I should sleep. Ah, you wanna go sleep? Uh, uh, you have Insta? Insta 알려주세요. I quit it. I quit it. 아, 어떻게 나중에 시간 있으면은 전화할게요. come here and tell my name. My name. What okay, Jonahe. Uh, if I, I want going to Korea, I will 음. call you.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지금 한국이잖아요? 아니요, 러시아에 있어요. 아, 러시아. 와우, 한국말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요. 고마워요. 아, 아 진짜 러시안 아, 유찬은 많이 예뻐요. I like your what's that? what? 진짜 이뻐. 아빠요 다이라. 아. 아. 머리카락 길어? 어? 머리카락? 일어나봐. 봐봐. 아니. 이렇게. 뒤로 가는데. 응. 뒤로 가는데 이렇게. 응. 머리카락. 왜, 왜, 왜. I want to see 아. your hair. 아, 아, my hair. Oh my god. Oh my god. You look so you look so pretty, really. Okay, wait, wait. I just should stand. u 아, 이름이 무엇입니까? That's 와우. Wow. really 아 진짜 예쁜데. 고마워요. Oh my, oh my god. Oh my god. 몇 살이야? 19살. 19? 아 진짜 예쁜데? 남친 있어? 없어. 왜 없어요? 당신 예쁜데. 아. 그냥 없어. 남자는 사랑하고 싶은데. 어. 그래. 응?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Um, have you ever been in uh, Have you ever been Korea? Yeah. One. 언제? One, one, one, one. Uh, 2019년. 2019년 그러면은 지난 어 3년 됐어? 음, 1년, 만 한국 살아요? 3년? 2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그냥 음 2주 동안 이, 2주 동안? 응 와우 한국말 잘해 2주 2주일? 음, 진짜 잘해. 어 한국 고마워. 한국어 배웠어요. 음. 아, maybe you want going to Indonesia someday. Come to Indonesia. 음. Okay. I will. I will I will be tourist guide for you. 왜? I will be tourist guide. 아, 공강 공 강 뭐라고? 어, 잘 모르겠어. 나 생각해. 기억해. 어, 아파요. 공강 공강 가이드? 아, 어, 무슨 말이 알아요? 음, 어, 건강 가이드. 음. 아, 러시아 혼자 살아요? 아니요. 가족이랑. 가족이랑 몇 명? 아, 세 명? 아버지 네. 어머니 너 할머니도 할머니 네명 할머니 네 제가 네 음, 네명 아, 어, 진짜 예뻐요 고마워요 음. 나도 여친 없어요 아 어, w h 살이야? 어, 내가 몇 살이라고 너 생각해 어, 몇살 같아요? 음 스물셋 살, 스물네. 그래 맞아요. 스물 음. 스물 살. 아, what's your type of guy? 어떤 어떤 남자는 Tall guy. 사랑 저, 저게. tall guy? 하이 어, 어, how about uh, tall guy? 170, 175? 180? No. 음, Hi, 키? so, some, something about one and eighty-five or something like that. No. Hi, 음, one and sixty-one. 161. 이쁜데? 괜찮아. 미 175. <laughs> 아시안 그, 아시안 아. people 아시, 아시안 people 괜찮아요? 외국 사람? How about me? 나 나쁜 음. 나쁜 사람 아니야. 약속해줘. <laughs> 아 손톱 가게 예쁜데? 아 좋아해 손톱 가게 좋아. 아 예뻐 예뻐 진짜 예뻐. 고마워. come to Indonesia. Oke. Okay. Uh, <laughs> you have Instagram? Yeah. Uh, uh, ID Juseo. Can you message me? Ritka, Irem Ritka, Mosen, Irem Mosen Ritka? Rita. Rita, Ritka. 음. Can you teach me uh, about Russian s- speak? What? uh,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음. Как дела? Oh, как дела? Привет. 어. <laughs> Чуть-чуть. uh, how about can you speak Russia? 어떻게? Can you speak Russian? Yes. Ты говоришь по-русски? Ты говоришь 뭐라고? Very hard. Ты говоришь Ты по-русски? говоришь по-русски? 어, right. 어려, 잘했어. 어, 어려워. 아 머리 아파. 라시안 말. 아, 힘들어. 잘했어. 괜찮아. 아 나중에 시간 있으면은 you you can teach me something about uh, Russian speak. I I, Okay. I I like this conversation. <laughs> you so pretty. Thank you. Mm. I, I will uh, follow your Instagram. My Instagram Okay. I give you my Instagram. Okay. Ritka Khan. I will say. I'm sorry. 어 그냥 일해? 방학이라서. 일해? 아니야 아니 아니. 그냥 쉬어. 아 쉬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왜왜 일안 해? 아 한국 갔다 와서 한국말 잘해. You can be uh, translator maybe. Yeah yeah maybe. Uh, it's very good. 어. Uh, 어, 한국 번역가 월급 많아요. 돈 많어. 알았어? 음. <laughs> 알았어. 아, 릿카칸. 응. 음. 응. 음. 약속해줘. 알았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 <laughs> 아 잠깐만, 잠깐, 잠깐. 예, 네, 잠시만. 한 번, 한번 더, 한 번. 아니야. <laughs> 와까요 어, 까요 괜찮아 부끄러워? 어. 괜찮아 어, 나 남친 없어 우리 사귈까? 아니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나 남편 있어 어? 너 결혼했어? 아. 아 뭐야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없어? 남친 있어 거짓말. 너 얘기 너 얘기해 나. 남 남친 없어. 미안, 아 뭐야? 미안해. 아 이거 sad. I'm sad. Why? Broken. Be because of you. No 때문에. <laughs> We can be friends, no? 어? We can be friends. 친구잖아. 아니, <laughs> Okay, okay. Nice to meet you. I I like this nice to meet conversation. you. Bye bye. 나중에 Okay. 나중에 또 얘기해. 오케이. 안녕. 음, 인스타그램 줘 전화해. 인스타그램. 오케이? 안지로 라그로시아. 어, 한국말을 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language. 오, 잘 썼네. 아, 비용대교 차는 많이 예쁜데요. <laughs> 아, 진짜로? 네. 지금 지금 한국이에요? 아, 인도네시아 있어요, 지금. 어, 어디 있어요? 인도네시아 살아요. 아, 지금 인도네시아예요? 네. 아, 직업이 뭐예요? 어. 예? 직업이 뭐예요? 아 직업 직업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아, 어. 아 무슨 어. 무슨 선생님 English English English teacher 와 uh -huh. 영어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저, 저 영어 잘못했어요 아 진짜요 자, 근데 지금 just little bit 지금 한국 인도네시아예요 아 인도네시아 있어요 지금 어, 근데 여기 아래 한국이라고 뜨는데 VPN? 아, yes, 아, 아, I use VPN. 아, 어. 한국말을 어, 배우고 싶어요. 어, 그래서 하, 아. 한국 국기 해놨어요? 네. 태극기? 아, 한국 사람 많아서 그다음에 한국말 얘기해. 어, 조금 아, 조금만 알아요. 음. 오, 한국 와본 적 있어요? 아 아니요. 아, 아 아니요. 한국 가고 어. 한국 가고 싶은데요. 아, 어, 저도 인도네시아 가고 싶어요. 아 그러면은 놀러 와요. 빨리 놀러 와. 어, 그니까요. 아, 나 놀러 가고 싶어. 아, 아 한국말 되게 잘. 한국 가고 싶은 한국 가고 싶은데 어 비자 어잘 모르겠어요. 아 비자 받아야 돼서. 음. 어, 아, 인도네... 진짜 잘하네요. 인도네시아 오면 오 오면 안 비싸요. 200만 원, 어, 300, 200만 원, 300만 원 그냥 놀러 왔다 갔다. 발리, 자카르타, 어, 수라바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결혼했어요? 놀러 갈게요. 네?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아,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자친구 자, 있어요? 아,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오, good. 아, 아, 잠시만요. I will say something. 왜 한국말 알아요? 예? 왜 한국말 알아요? 저는 왜 한국 왜 한국말 아니냐고요? 네. 전 예, 한국인이니까. 옛날에 한국 가봤어요. 아 가봤어요? <laughs> 한 번. 어, 한 번. 음. 어 아, 공부했어요? 아니면 일했어요? 일했어요. 7년 동안 어, 한국 일했어요. 그러면 한국말 조금만 알아요. 오, 뭐 어떤 일 했어요? 어떤 일? 어, 다섯 공장. 공장? 다섯 공장 일했어요. 공장 젠지 힘들었어요? 아 그래 힘들었어요. 아, 어려. 한국 사람들이 응? 뭐라고요? 한국 사람들 친절했어요. 음. 아 옛날에 어 어딘데? 아 대구, 대전, 논산, 양원천, 안산, 인천 이랬어요. 오 엄청 많이 일했네네 그래요. 그러면은 한국말 나쁜 사람 없었어요? 나쁜 사람? 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왜 왜요? 조금만. 아. 군대 군대 사람 어디 사람? 군대 군대 사람 어 무슨 얘기 어, 아 스몰 살 스몰 살면은 군대 가서 음. 군대 사람 어, 술 먹으면은 어, 방에 외국인 와서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때려 아, 술 먹으면은 어, 그래요 어 में Majinsaru? Indo Indosara? Majinsaru? Indosara? Atau kayak Hangmal Sara ya? Atau kayak Hangmal Sara ya? Hangbo. You know English? Yes, I know. Yes, I know. Mm, then talk to me in English, okay? No oh. Korean. Oh. Why this? Irimi, Irimi boy. Respect. Uh, maybe. Uh, maybe. 어, 영어 잘못했어요. 영어 잘못했어요. 조금만 알아요. 조금만 알아요. 아, 아, 조금. 아. 괜찮아요. 괜찮아. 이름은 뭐야? 저는 미. 저는 잭입니다. 저는 잭입니다. I'm from Indonesia. 뭐? I'm from Indonesia. Ming, Ming, Irming, name, your name, what's your name? Jack, Jack. Jack, My name Jack. is Jack. My name is Jack. Jack. 네. 네. 어,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한국 살아요? 한국 살아요? 한국 사람 아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인디아. India. India? But your face But your face not like India. not like India. But I don't look like Indian, right? Yes. Yes. I look like Chinese, Japanese, or whatever. Yes. You look yes, so you pretty. look so pretty. Mm, thank you. What's your uh, Jack? What do you do in Korea? Uh, no, no. Uh, no, no. I'm in Indonesia I'm in now. Indonesia now. I use Oh, VPN. I'm CPPN. But your location is uh, showing Korea? Korea. Korean? Yeah. You too. You too. Yeah, Connection- I, I'm in. Sam, Sam, uh, from Korea. Uh, from Korea. I'm from. Uh, uh, right now, I'm from India, but right now I'm I'm at Korea. 아, 아, 한국 살아요 지금. 한국 살아요 지금. 어디서? 어디서? Actually, I'm from India. I live in India. My parents are they are in India, uh, but I study here in Korea. 아, So 아, you, you can use you, you can use uh, use uh, English. English. I use I use uh, uh, Korean speak. Korean speak. 괜찮아? 괜찮아? 카디엄. 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 Uh, sorry, my uh, English sorry, my very bad. English is very bad. No, it's okay, it's okay. You can talk. <laughs> But, What is uh, this? uh, What is this called? Ego? Ego? Traditional, mocha. Mocha. In Indonesia. What's the name of it? Uh, plankon. Yeah. Uh, plankon. Plankon and saffron. What what's it called shirt? Sha sharfon, sharfon. Ego? Ego? What? Ego. Ego. Traditional uh, shirt. What do you call it? Wesa. Wesa, wesa. Wesa, wesa. Wesa. Your traditional shirt. Ah, iku iku tradisional aja. Iku tradisional aja. Ini aneh aneh aneh. What I'm talking about is what you call your traditional shirt. Ah, batik, patik. Patik patik patik. Ah, patik. patik. Ah batik. Batik. Cewek, Ah. Indonesia number one. Indonesia number one. Patik. Ah. Batik. Traditional. Tradisional. Oh, tradisional. Like this. Like this. Yeah, yeah, yeah, yeah. You know. And it, it you know. Uh, yeah. It's so nice. India. The India. Sari. Sari. Where? Sari, sari. Sari, sari. Tradisi India. Tradisional. Tradisional. Uh, oh, Indonesia oh, tradisional. Sari, ah, de, de, de, de, sari. Sari. Oh, Oje iya. Hanguk waso. Oje Hanguk waso. Hanguk. Hanguk waso. Hanguk waso. Onje. Onje. Where you come Where you from? come Since, from? Where you come? uh, Where you come? Last year, two years. Two years. Two years. Not two, one and a half. 아, 아, One So year. I, One I year. yeah, I, I understand Korean, but I don't know how to speak. I know little bit. 조금 조금. 아, 아, 잘해. 잘해. Ah, 진짜 잘해 진짜 한국말. 잘해 한국말을. uh, uh, from where you learn Korean? uh, from uh, internet. from internet. Like this. internet. Like this. Yes, of course. Yes, of course. Ah, there. You're so smart. You're talented. No, no, no. no, no. Yeah, you are. Mm -mm, but it's good. It's good. <laughs> Uh, what do you speak uh, in? What do you speak in? THQ. THQ. University. University. English, uh, or English or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아. I speak in English, but my friends they are speaking Korean. Ah. But I, I, I, I can understand. Uh, I understand Uh. 조금, so I understand a little bit. So 무슨 말이 잘 알아들어. 잘 알아들어. 너 잘해. 너 잘해. You smart. Cap. You smart. ah ah ah. Smart. Smart. Smart people. Smart people. No, I'm not Wait. smart. Oh. Wait. 어. Wait. 어. Wait. 어. 인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Yogyakarta. Mm-hmm. Yogyakarta. Ah, de, de, de, de, de. But your accent. But your accent. Not like India. Not like India. No, I am Indian. Uh, Indian accent. Indian like, uh, accent like. Ah, I can say. Uh, I can say. you know? Oh. You know? Mariara? Bosan Maria. Uh, I, I, I will show you accent, okay? Uh, uh, when they talk when they talk in English, what is your name? Where uh, are uh, you? Correct, correct, correct, Maja. Maja? but you, you but your accent you, is very your good. accent is very good. Mm, mm yeah. Mm, not because, like India. Uh, not like India. Why? Uh, Why? I don't know. Why my uh, uh, my accent? What? It's different from Indian. Yes. Yes. Different. Like different. how? Like how? U.S. Uh. uh, yes. Uh, yes. of course. Because because and, my some of my friends are and your your, and your, your, your face your face not like India. Not like India. Uh, Adar French. uh, Adar movie. Kandri movie. Uh, yeah, yeah. Uh, are you mix? Are you mix? Mix? Mix? Me? No, I'm pure Indian. Ah, pure Indian. Ah, pure Indian. Why your? Why your? West. West. Because beautiful. beautiful. Because yeah, because my pa- uh, four four four grandfather they are from Mongolia, you know, Mongolian ah, Tibet. Mongolia, ah, like Mongolia, Chinese. Like Chinese. Yeah, yeah, mm. we are. Mm, mm our forefather they are from China or Pan Tibet. Pan yeah. yeah, yeah, yeah, mm, it's like Mm. Where, where are you? Where, where are you? City. City. Solo, Seoul. Seoul. Seoul. Ani. Ah, uh, in, in, uh, ah, in, Indo. Indo. Indo. Oh, India. It's uh, you know northeast India. North, North India. East. North oh. India. Oh. No, North India. Oh, Northeast India. Northeast. Northeast. Oh, North okay, East. okay, okay. Oh, okay, okay, okay. All northeastern people look like us. 아, me. 그래 그래. Ah, 아, 그래, 그래. Ah, 맞아. not- not people like you, people like you. your face. Your face. hmm But uh, But, short. uh, short? uh, South they are dark skin.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음, 맞아요.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어. 한국 Smart. 한국, 좋아, 한국 좋아해. 한국 좋아해. 아 나도 한국 좋아해. 아 아. 음. 무슨 무슨 방산 방산 아. 아. You like you like what? 방찬 음식 방찬 음식은 like 후라이 치킨 like 후라이 치킨 양념 치킨 to eat 어 그래 어 그래 잡채야 아, 잡채 잡채 잡채 아, 아. 잡채 좋아요 음 아. 떡볶이 좋아요. 소고기. 음, 짜장. 소고기. 짜, 짜장. 아 인도 아, 인도 짜장 사람 먹는 소고기 안 먹어? 소고기 안 먹어? 떡볶이.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아니야 고기야 it's meat no. 아 아, 음. but this but this What? 어 어, religion? religion, religion? Buddhist.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음, 음. No? Uh, Muslim. Uh, Muslim. Muslim. Okay. Mm. So you guys wear uh, your uh, the women wear this no ah, burqa. Ah, hijab, hijab. hijab, hijab, hijab. Yeah, mm. yeah hijab. Mm. Like hmm. this and yeah. Taro, taro. Taro, taro. Mm -mm. Hijab. Uh, hijab. Hijab saram iso. Hijab saram iso. Like you. Like iso. you iso. Uh. Okay. Okay, Jack, right? Jack, your name is ah, Jack. Honja yes. Honja yes. Saraya. Honja Saraya. Me. Mm. My Alone? age. Alone? Alone? Me, yeah, no, no, no I, am with my friends. Oh. oh. Now I, I, mm, I'm about to eat, eat pap. Oh, okay. Dinner time, yeah. More dinner. More dinner. Mm -mm. Nice to okay, meet you. Jack.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ou have Instagram? You have Instagram? Yeah, I, I do have Instagram. 아 주세요 아, 주세요. oh, give oh, me oh. your Give ID me your ID. Ah, ah, de, de, de, de, de. I will I follow your will Instagram follow your Instagram. 나중에 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시간 있으면은 나, 나중. 아, 무슨 말이 무슨 말이 같이 해 같이 해. 그냥 그냥 my Instagram my Instagram. You can follow you my can Instagram. follow my Instagram. Zach, exact. Okay. Yes. Uh, yes. Uh, okay. You good person. Mm -hmm. You also you are very good. Bye Jack. Nice to meet you. Okay, nice to meet you too. Okay, Bye. nice to meet you too. Bye. 안녕. Dude, do you hear me? Yes. 누구세요? kunjang tapi kok tulisannya Jepang sorry guys baru ngobrol kayaknya asik gitu 고마워. 아 이름이 아영. 뭐예요? 이, 뭐, 제 이름은 Intan. Intan? No, Iram look like Indonesian Iram. Oh, it's an Indonesian name actually. Yes, of course. Yeah. 언제 한국 왔어? 1년? 6, 6, 6개월 6개월 됐어? 어 6개월 어, 됐어 한국말 잘하시네 아니에요. 아, 아직도 아직도 잘 못해요. 아, 네. 근데 저보다 저, 제 친구는 너무 더 잘해요. 아니, 아, 있어, 여기. 그래. 여기. 인도 사람 한국말 더 잘해. 아, 아니에요. 그, 그거 아, 제가 에, 아, 영어 더 잘해. 아 인도 인도 사람. 영어도 아, 그래. she can speak in in in English. English, 응? Hindi, Bengali. 저 영어 한국. 영어 잘 못해 저는 아니 잘해요. Ah, eh itu di Singapura bahasanya apa? Bis- berarti bisa bahasa Melayu, Indonesia, Inggris. Call Singa- Singapore. Uh, I'm not from Singapore though, <laughs> but they can understand Malay, Ah, English. I think a bit of Chinese as well. Singapura ya basicnya pakai bahasa Inggris ya di sana ya. Hmm. Pernah ke Indonesia? Pernah. Ah, kemana? My uncle married an Indonesian ah. woman. sekarang di Indonesia pamanmu, uncle? Mm, no, uh, they uh, they live in Brunei. Oh. so her, his wife. Indonesia nya mana? Uh, Jakarta. Ah. Kamu pernah ke uh, Jakarta? Ke Jakarta sama Bali. Oh, kapan main lagi? Ayo sini. Gak mau. Kenapa? Rame. And then the traffic there are so there are so much traffic, right? Wah, tapi hebat. 근데 발리 너무 좋아. Oh, 그래. 좋아 빨리. 아, 바다, 바다 좋아. 바다 바다 맞아요. 바다 당신, 좋아. 당신 이쁜데. 응? 당신 이쁜데. 네, 어, 네. you heard that? 아. 고마워요. 인스타그램 주- 세요 아니요. 인스타그램 없어. 남자친구 있어요. 네. <laughs> 남친 있어? 어, 어디서? <laughs> 미국에서. 아, 어디 사람? 아니, 아니, 미국 사람인데, 아, 지금 여기 있어. 아, 대구에서. 한국 있잖아요. 아이고. 한국? 아, 한국 있잖아요. 저 어, 남친 한국 있잖아요. 남친? 지금. 음, 남자친구. 그, 아 kenapa? 남자친구? 어, 남자친구 어, pacarmu di Korea. 응. Orang tapi orang orang USA. Amerika. Ah, Wah, kamu pencinta bule nih. <laughs> she said he said that I like white people. Ah, <laughs> Gede gede besar. <laughs> enggak, enggak kan, tapi itu enggak besar, enggak enggak tinggi. biasanya kan bule tinggi tinggi besar mm, but he's not 알았어 알았어 근데 어, 네 그래서 어, 우리 친구는 말하고 싶어서 아. 다른 아 친구 아 얘기해 얘기해서 say something 아, say something uh, what do you say want s o m e h what do you 아. want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아, 20, 22살? 22살? 22, 22, 22. 남, 아, 친 있어? 음, 아니요. 왜? 그냥, 그냥 필요 없어요, 지금. 아, 필요 없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 너 한국말 잘해. 인도, 인도, 아니요. 아, 인도 사람, 어, 한국말 너무 잘해. 영어도 잘해. 음. <laughs> 아, have you ever been in Indonesia? 아, no, I have not been to Ah, Indonesia. you want going to Indonesia maybe someday? Uh, <laughs> yeah, maybe. <laughs> What's your name? Uh, Ria. Ria. Oh, Mhm. you, your name look like uh, Indonesian name. <laughs> Ria. 다 인도네시아. 일단 인도네시아. 일단 인도네시아. Ria. Intan, Intan, Ria look like Indonesian name. 어 여기도 친구 있어 안 하나 보고? 이름? 여기. 이름 이름 너무 좋아. 아, 학사. 학사? 어디 사람? 학. 인도 사람. 인디아? 네. 아, you from India? 예, 예쁘잖아요. 음, 예쁜데 다 예뻐. But <laughs> 아, 샘영 예쁜데. 유찬은 예뻐. 고마워 유찬은 예쁜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You have Instagram maybe? 세명 They don't use Instagram. They don't 아. use. 악사? 악사 한국말 잘해? 너무 잘해요. 아니요. 아, 진짜요? <laughs> 진짜 아, 잘해요. 잘해. 지금 지금 한국말 있잖아. 아, 허리 보여주세요. I want to see your 얼굴, face. 얼굴? 아, 허리, 아. 허리, 허리 보여주세요. 아니면 <laughs> 무슬림이니까 아, 안 돼요. 무슬림 때문에 오케이 알았어. 응. 하람 하람. 음. 음. 이름 뭐예요? 세명 무슬림? 아니요. 둘이. 음. 너? 부디스? 부디스? <laughs> 힌두. 힌두? 아. 음. 근데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잭. 그예요. 잭? 잭. Yes. My name is Jack. 음. Wait. 아. uh, I I want to ask you something about uh, Indian people. 음, go ahead. Uh, why all Kuri? Why all Kuri? Uh, yesterday I met uh, some people from Indian, but all Kuri not like Indian people. Different. Ah, kere, kere, different. Why? 누구 얼굴? 우리 얼굴 아니면 그 인도 사람 얼굴? Enggak, ini aku mau jelasin. Aku kemarin ketemu orang India, tapi wajahnya kayak mirip kayak apa namanya? Kayak Chinese atau apa? Emang gitu atau gimana? Coba kamu jelasin gitu ya. He's <laughs> he's curious. Like the other day, he met like a Korean, uh, uh, an Indian person, which is like different from how you guys look nowadays. Like 왜냐면 인도는 아주 큰 나라니까 얼굴을 여러 가지로 있어. 다 인도 사람들 똑같은 음. 음. 네. because <laughs> <laughs> India kan uh, country-nya gede. Uh-huh. Mm. So kalau orang dari utara uh, mukanya lain dari orang oh. Oh. Utara sama oh. selatan oh. beda gitu ya. Mm, because the north is more like lighter skin. I think. Mm. Kalau utara the, kalau berarti miripnya kemana? When you are more like when you are north, mm -hmm. you more looking to what's uh, above north. Uh, what what's above um, India? China. China. China. So are they like? Yeah. Yeah, yeah, yeah, yeah. Are they more like China, Pakistan, and Oh mm -hmm. iya iya iya. Berarti ada dua ras gitu Differences. ya. Differences. Mm -hmm. Yeah. Paham paham Even I, I thought the same as well. Oh, okay. Rasa rasa. Kamu hmm. punya Instagram kayaknya ini. Bener kan? No. Aku. Oh, ah, Cincaro. I use Instagram, but 내가 남자친구 있잖아 말했잖아 괜찮아 아니 아니 싫어 죄송해요 그냥 남자친구 있으니까 남자친구 화, 가 나면 큰일 나 남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어 남자친구 아, 너무 뭐. 사랑했잖아 apa LDRan apa pernah ketemu sama orang bule We met, but then we did made um long distance before Oh. because he was in in With in Korea we met in Korea. Yeah. ah 언제 This no not this year. Last- Last, year? last And year? Last year? oh 지난년 Mm. You're good as well. 어디에 배웠어요? 아, 인터넷 배웠어요. 인터넷? 혼자? 어? 혼자. 음, 너무 잘하시네요. I will throat, uh, say the truth. Uh, I'm YouTuber. I have YouTube channel. YouTuber? 음. Oh Are you serious? Uh, yes, I'm s e r i What's your YouTube channel? I, I have YouTube channel about Korean languages. Can you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그, 그래? Yes. Uh, about uh, 한국어.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와. My YouTube 와. channel.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아, 지난 지난달에 만들었어요. 음, 지난달에. 아. 아, 한국말 방제 공부해요. 말이야.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Mungkin 아. mungkin aku minta belajar sama masternya ini Suhu Sifu. 여기. Sam Young, Sam Ada Young, dua. Sam, Sam Young. 아니, I'm not good. No, He want- no, 또 잘해. To uh, learn Korean from us, <laughs> but then we're not that good. <laughs> You good. Instagramku ini seksek. <laughs> <laughs> 아니야, 여기. Enggak, saya lagi belajar bahasa Korea makanya aku menggunakan Are you doing live right now? Hmm, live streaming now, 방송. 그래? You're the first YouTuber. 괜찮아. 근데 <laughs> 어, 우리는 오케이. 너무 좀 아. 부러워서 다음에 어, 시간 있으면 다음에. 음, 응, 같이 같이, 그래서 배, 같이 배워 한국말 공부해요. 알았어. 근데 지금은 What's 오늘 next? 오늘 어디 갔어? 어디 갔다 왔어? 오늘은 오늘은 어디 가? 그냥 집 아, 그냥 go 집에 anywhere. 있어? 그냥 집에 있어? 응. Oh no, I went to cafe, but <laughs> Tekunya di mana? 근데 So Hah? dong teh eh Hanil pernah ke Hanil? No. Hanil Hanil keren loh. Banyak orang asing di sana. really? 음, Hanil deket itu kalau dari Tegu naik bus nomor berapa ya aku kurang tahu naik taksi aja paling sepuluh ribu manon kalau nggak salah maybe paling next time pernah kemana aja where have we been Busan ah itu dia iya, Seoul Seoul Yongsan Seoul Busan Gyeongju Gyeongju naik apa? KTX ke Seoul? KTX. 음, 그래. 근데 지금 우리가 어, 할 일이 있어서 we have to go. Can you follow my Instagram? 세명. 왜? 나 보고 싶은데 다음에 나중에. Yeah, we'll think 시, about it. 시간 있으면 전화할게. We'll think about it. Uh, Samyong, uh, follow my Instagram. I will follow back. I will follow back we'll your Instagram. Okay. okay. Nice to meet you. Manaso uh, Nice to meet you. Manaso Pangaksumida. Aku orang Indonesia tadi. Enggak. Cuma bisa bahasa Indonesia. Bye bye. Bye bye. Annyeong. 이제 한국 왔어요. 5년 남았어. 5년? 아이고 돈 많이 벌어 돈이 많이 벌어 직업이 뭐예요? 한국에서 뭐? 직업이 뭐예요? 무슨 일해? 음, 음, 빵 공장에서 일해. 빵공? 장, you, you don't know? I don't- Bread company? 아, company? 무슨 company? Bread? bread. 아, bread. company.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 아, 불법 사람? 아니야. 아, 와우, 나이스. 어디서 어디서요 지금 한국에서? 화성. 어, 화성 살아요. 와 아, 진짜 예쁜데 응. 네팔 사람 예쁜데 나안 예뻐 예뻐 진짜 안 예뻐 예뻐 머리카락 길어? 내 <laughs> 길어지 여기 아, 뒤로 가는데 이렇게 I want to see your hair 없어 아, 와 진짜 예뻐 머리카락 길어 안 길어 좀 짧아 아 예뻐 진짜 예뻐요 남친 있어? 감사합니다. 있어요. 남친? 아이고, 아, 짝사랑. 왜 있어? You're funny though. I'm from Indonesia. Indonesia 사람이에요. 음, 아, 몇 살이야? 오케이. 저? 어, You can give? 스물다섯, 스물여덟. 스물여덟. 아, 진짜 예뻐. 결혼했어? 아직 안 했지. 아, 왜? 야, 남친 나중에 할게. 결혼 안 해. 나 나랑 결혼해 줄래? <laughs> You're funny. I'm from Indonesia. 놀러 같이 갈래? 시간 있으면은. 아니야. I see that you are funny. <laughs> funny? yeah. 왜? 나 남친 있어. 왜 계단하려고 했어? 괜찮아요. 어디서 남친? 한국에 한국에서요? 있어 여기. 아이고. 너 방에 남친? 아니야 친구야 친구. 어디서? She's sleeping. 음. Uh, she's from Malawi. From m a l a w i Malawi. Malawi? 아. 같이 살아요, 남친? 남친 아니야. 친구 같이 친구. She's 아. from Malawi. 아, 친구 같이. 오케이, 오케이. 남친 음. 어디서 지금? 남친이라고 있어. 아, 어, 괜찮아. 놀러 같이 갈래? 시간에 시험에는? 아, <laughs> 아이고. 이름이 뭐야? What? 이름. 이름, 아, 야소다 이름, what's your name? 야소다야소다 응. 와우. 진짜 예뻐 예쁘다 예쁘다 거짓말 거짓말 아 진짜로 음. 오케이 you, you have Instagram? Nice m e e i n g you. 인스타 주세요 줘봐 yeah, I do 어. 아. 인스타그램 줘봐 안줘아 문자 해 메시지 해 Can you type? 알았어. 진짜 이뻐. 아니야. 안아치울게. 왜? 나랑 우리 사귀게. 약속? 어, 우리 사귀게. 약속해. 응, 알았어. 약속. 나, 나 여자는 없어. 머리 아파. 왜? 왜? 여자는 없어. 여자는 없었어. 네, 네팔. 야, 여자들이 많아. 어, I want 네팔 사람. 아, 네팔 네팔 여 네팔 여자는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아, 네팔 여자는 예뻐요. <laughs> 너, 안 예뻐. 너 진짜 예뻐. 거짓말. 진짜. 아 시간 있으면은 안산 같이 가. 안산 옆에 있는데? 어. 안산 서울에 같이 가. 아이스 아이스케이팅 해봤어? 뭐 롯데 월? 다 해봤어. 아 좋아 잘해. 같이 가. 아 담주 담주. 아 월급 나와면은 아 월급 나와면은 같이 가. 마시... 아가 나 남친구 나 데려. 괜찮아. 나랑 같이. 안 돼. 나나 남친구 데려. 아이고 뭐야. 괜찮아. 데 데리면은 가 가라고. 가라고. 와 한국말 잘하네. 한국말 잘해? 왜 잘해? 한국말 배워야지. 아니 배우 아니라 음. 한국말 잘하네. 음, 감사합니다. 나 한국말 잘못해서요 내가. 아니야 잘했어요. 너 너무 잘해. Better than me. n 아, 나 너무 잘해 아니라 니 너무 잘했어요. 아닌데? 응 진짜. 음. 난또 똑바로 하고 또 바람도 똑바로 듣고 이거 잘해요. 네팔 진짜. 네팔 사람들은 잘했어. 어, 어 네팔 사람들은 옛날에 어, 어 공장 친구 친구 옆에 음, 네팔 사람 음. 있어 음. 한국말 잘해. 다 어, 네팔 사람 한국말 잘해. 어, 우리 많이 배워. 여기 아. 안 배우면 올 수 없어. 어 그래. 음 많이 배우고 또 어, exam we have to do exams 아. and we have to pass and then came here. 그래 그래. 집에 안 가? 응. 집에 안 가고 가? 싶어요. 아 같이 가. 대박. I will be. I will, I, I will marry with you. you want to? 어. 아이 m a n My 남자친구 going to kill you and me too. 그냥 가. 남자친구는. 아, 남자친구 무엇을 해? 어, 지금 음. 자동차 부품? 자동차 보험? 아, 알았어, 알았어. 음. 아, 음. 볼트? 볼트? yeah, yeah. 음. 일 힘들어. 아 월- 월급 힘들어. 월급 얼마요 한 달에? No. 나? 음. 300만 2 원. 나, million? 300만 원 나와. No. 2. 200만 원? 음, 어 많아. 200만 원 많아? 많아. 나 거짓말 잘하는 것 같아. <laughs> 아 지금 어, 어, 어디서? 기숙사? 아파트? 원룸? 기숙사. 기숙사? 아. 아. 어, 내 친구 자고 있어 지금. 그 회사에 어, 어 공장에 몇명 있어요? 어, 네팔 사람. 어 혼자. 혼자? wow 진짜 좋아. 왜? 다른 나라에 없어서? 다 들려. 아, 나 네팔 사람. 네팔 사람. 말라위 사람. 혼자. 음. 인도네시아 있어? 인도네시아 사람? 인도네시아 원래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아 집에 가서? 음 몰라 나 오기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 오케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원래 다른 나라에 원래 러시아 다른 사람도 나라에 있, 어, 어 러시아. 오케이 오케이. 보너스 나와? 원래 지금 없어. 보너스 나와? 솔라 보너스 나와 얼마? 다 나와. 10만 원? 음 30만 원? 10만 <laughs> 원 안 나와 아직. 음 <laughs> 라면 5만원? 5만원? 보너스? 아이고 음. 좋고 뭘 그래 <laughs> 아 뭐야 사장님 보너스 아니 많이 나오 아니 많이 나오면 어 200? 아니야 200 아니야 20? 20만원? 음 많이 아. 나오면 아 어, 5만원 어, and, 어, 20만원 어, 알았어 알았어 음 <laughs> 사람 좋아 나쁜 사람 아니야 음. 그래 진짜이고 그래. 음. 아 영인 같이 갈래? 영인 에플랜드 가, 가봤어요 아가봤어 아, 원래 어. 다음에 같이 갈래? 시간 있으면 아니 음, 같이 하지만 난 남자친구 나한테 때려 나한테 가면 안 돼.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인스타그램 줘봐. 인스타그램? 예. 음, 말했잖아요 소달림부. 문자 해, 문자 해. 어, 메시지. 어떤 잠깐. Uh, all, curry, all curry look like uh, Indonesian Sarah. Really? Mm. Oh, really? Mm. Still? Yeah. <gasps> Oh, Do eh, okay, okay. Do I want to see you. Oh. You look so sexy. Your body is good. No. 진짜 예뻐. 근데 한국말 잘하네. 조금만 <laughs> 알아요. 아, 어떻게 아, 알았어? 인스타그램 주세요. 뭐? 인스타그램. 아, 그거 인스타그램이야. <laughs> You can find 응? that is uh, Instagram ID. 주세요. 문자해 문자해. 에이, that is Instagram이야. 해봐. 한번 뭐라고? you can search. Yeah. 어. 뭐라고? 아이디. My Instagram. Wait. That that's my ID. Zack Zack. My Instagram. Follow my Okay. Instagram. I will follow back your Instagram. 오케이, 오케이, 아주. 머리카락. 섹시. 머리카락 크지? I've never been to abroad.